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 제이드입니다. 영상에 앞서서 제가 3년 만에 치아 교정기를 뺐어요. 그래서 지금 적응이 안 돼서 발음이 잘 안 돼요. <laughs> 침도 많이 튀고 그래서 발음이 평소보다 더 이상해도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AMO 암호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암호는 한마디로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차 데이터를 공유하는 프로젝트예요. 자동차 데이터를 사고 판다는 거죠. 근데 아모를 만든 회사가 암호화 쪽이나 보안 쪽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펜타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서울에 있는 IT 회사인데 1997년에 만들어져서 오늘까지 2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7년부터 11년 정도 이미 자동차 데이터 사업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펜타의 개발자만 120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잘 돼서 일본이랑 미국에도 지사를 설립을 한 회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탄탄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개발자가 많고 좋은 회사의 프로젝트를 좋아해요. 물론 어 회사 경력이 20년이나 있네 개발자 맞네 투자해야지 하면 안 되죠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펜타는 블록체인 기술은 한 2015년부터 개발해왔다고 하니까 2, 3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일단은 지금 돈이 안 드는 airdrop 이벤트에 참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고 싶으면 영상 마지막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참여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모 블록체인은 자동차를 사서 등록을 하고 폐기를 할 때까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는데 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user가 운전자가 이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암호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하실 때 자가 이용해서 이렇게 가실 때 데이터를 팔면 되는 거죠. 암호코인을 받고 그러면은 자동차 제조사나 자동차 보험회사가 어, 아모 블록체인 마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아모 코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user 데이터가 아모 블록체인 플랫폼에 들어가고 제조사랑 서비스 제공사가 데이터를 사고 이 아모 코인을 제가 받으면 저는 이걸로 주유도 할 수 있고 뭐 휴게소에서 밥도 먹고 주차료도 낼 수 있고 아니면 거래소에서 원화나 달러로 교환해서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서 안전하고 활발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이 사고 파는 자동차 데이터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내부에서 생산되는 in-car 데이터랑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나 도로에 있는 뭐 신호등이랑 통신하는 V2X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user 데이터가 있는데 폰이 폴더폰에서 슬라이드폰으로 발전하고 슬라이드폰에서 스마트폰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저희가 그냥 일반 자동차랑 여기에서 이제 뭐 충전 가능한 전기 자동차도 나오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도 계속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발전된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스마트카라고 부른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일반 자동차도 스마트카가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네, 여기 보시면은 아모 데이터 collector라고 OBD 포트 이거를 장착을 하면은 차에 아까 말씀드린 in-car 차량 내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면 어디가 고장 난 건지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부품 교환 주기도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신기하죠? 이 데이터 collector를 연결을 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 수집이 가능하대요. 네,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전기차가 충전을 하잖아요. 그때 전기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제가 뭐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충전을 하면은 이제 충전도 되면서 데이터 sync도 같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동차 내부의 데이터가 공유가 된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운행 거리나 속도, 연비, 고장 정보, 타이어 공기압, 어, 엔진 오일 잔량 뭐 이런 거 알 수 있대요. 두 번째는 B2X 데이터라고 해서 connected car라고 하는데 내 자동차랑 내 옆에 같이 달리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내 앞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나 내 뒤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랑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차 옆을 지나가는 보행자나 아니면 도로, 표지판, 아니면 신호등 이런 거랑 차랑 같이 통신을 하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가 외부 시스템이랑 통신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용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차도 또 커넥티드카가 될 수 있대요. <laughs> 통신 모듈을 설치를 하면은 저기 그 대전이랑 세종 연결하는데 스마트 도로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거기 가면은 이미 차가 신호등이랑 표지판이랑 도로랑 막 연결돼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에서 지금 보이다시피 한국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5G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먼 나라,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게 B2X 데이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저 데이터인데 자율주행차 안에서 운전을 이제 안 하고 누워서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하는 이 운전자는 차 안에서 뭘 할까요? 잘 수도 있고 스마트폰 할 수도 있고 근데 똑똑한 자동차랑 이제 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 앱 생태계가 스마트폰 앱 생태계처럼 이제 발전을 할 거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차 안에서 내가 어느 주유소를 자주 가는지 알 수 있고 뭘 보는지 알 수 있고 인앱이 아니라 인카 결제가 다 가능해지는 거고 휴게소에 가서 통감자 사 먹으려고 내려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맥도날드 드라이스루처럼차 안에서 휴게소 가기 전에 미리 주문해 놓고 결제해놓고 그런 일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 빼고 거의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일어나는 유저의 모든 데이터가 세 번째인 user 데이터. 그래서 이런 스마트카의 많은 데이터가 아모 블록체인에 저장되게 되는 거고 그 마켓에서 정보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간단한 예는 통행료를 뭐 카드나 하이패스로 지불하는 대신에 아모 토큰으로 주행 중에 그냥 자동으로 바로바로 바로 차 안에서 결제할 수도 있고 어, 접촉사고 났을 때 만약에 블랙박스가 손상이 돼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아모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네가 reverse ICO를 한다는 점이에요 reverse ICO는 말 그대로 순서가 뒤바뀐 ICO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ICO를 진행을 해서 funding한 돈으로 지갑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근데 아모는 이미 핵심 기술 4가지를 ICO를 하기도 전에 개발을 먼저 해놨어요. 첫 번째가 어로크립트라고 해서 자동차 보안 total solution 두 번째는 AuthentiCA 스마트카랑 스마트 공장, 스마트 홈 뭐 이런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인 IoT 인증 서비스 그리고 펜타 클립토 월렛이라고 해서 뭐 강력한 암호화 보안을 제공을 하는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AMO 데이터 컬렉터를 해서 OBD 그 기기 있죠. 차에 장착해서 내부 정보 수집하는 거. 이 네 가지 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는 이 핵심 기술 4 가지의 블록체인 기술을 더함으로써 자동차 데이터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거니까 아, 막이 기술 언제 나와? 얘네 mainnet 막 뭐 이거 기술 나온다면서 나오긴 나왔나? 막 이럴 진짜 실현 가능하게 한 거야?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laughs>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펜타시큐리티 자동차 해킹 방, 탐지 시스템을 시연한 영상이 있는데 <laughs> 뭔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차에는 손도 안 대고 컴퓨터만 막 만지는데도 차가 수치가 변하고 뭐 나,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술력이 탄탄하고요. 근데 완벽한 프로젝트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 스마트 도로니 전기차니 지금 자율주행차니 뭐니 아직은 대중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솔직히 블록체인도 아직 대중화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어, 뭐 카카오 미니랑 네이버 클로바처럼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일상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하철도 뭐 무인 지하철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도 타봤는데 되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되게 신기한데 그래도 사실은 음, 블록체인도 그렇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안정성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편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핵심 기반 기술들을 이미 다 개발을 해놨다고 해도 로드맵에서 보시다시피 테스트넷이 내년 1분기에 나오고 뭐 메인넷이 내년 3분기에 나오는데 지갑은 5월 28일? 며칠 안 남았어요. 곧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갑은 뭐 자동차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노드 역할을 하는 거나 뭐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갑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아는 지, 그냥 일반 지갑이랑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어 근데 이런 로드맵이 사실은 더 믿음이 가요. 뭐 말도 안 되게 빨리 진행하겠다. 이것도 저것도 막 이번 해에 다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보면은 얘네가 진짜 이걸 이때까지 다 할 수 있나 <laughs> 이게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암호는 뭐 일단 자동차 관련 연구 경험이 많으니까 서둘러서 대충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실수 없이 신중하게 개발하는 게 좋죠. 그래도 메인넷이 나오고 지갑이 나온 뒤에도 어떻게 사람들을 암호 마켓의 유저로 만들 것인지 끌어들일 건지 왜냐면 좋은 기술도 사실 쓰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기술들은 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좀 앞장서서 기술들을 좀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대중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암호는 체인 파트너스에서 곧 오픈하는 데이빗이라는 거래소에서 최초로 상장이 될 예정인데 언제 상장한지는 알 수 없는데 상장 예약은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어, airdrop 이벤트 이거는 아모 사이트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bounty 누르시면 텔레그램방 입장하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만 잘 맞추면은 여기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 언제나 그렇듯이 정말 정말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웹사이트 가보시면은 한국어로 영상도 잘준비되어 있고 뭐 summary, 백서, 백서, one pager 이런 거 정리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기 전에 꼭 보셔야 되고 어, 한글 백서가 없는 데는 솔직히 정보 얻기 힘들어서 귀찮다고 하실 수 있지만 한국어로 지금 다 돼 있는데 안 읽어보시고 그냥 투자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조사 진짜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어, 솔직히 말하면 ICO 백서도 10중 8구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리서치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일단 최소한 100서라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읽어보시고 이건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직접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